네, 이번 사연은 제목부터 굉장히 심각합니다. 어. 어, 저희 진짜 롤판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! 저는 대리게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권땡땡님. 제 티어는 골드입니다. 픽창에서 흔한 높은 티어 사칭이 적팀에 있었는지 시작하자마자 이런 채팅이 올라왔습니다. 우리 틴트패 다이아랍니다 님들 수고 당연히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닌지라 다들 거기에 대해 각종 드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짜오는 사실 저는 마스터 티어입니다 허허 룰루는 저 본캐 실버입니다 골드 겨나갔는데 별거 없네요 쓰레쉬 제 친구 챌린저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님들 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 꼭 있어요 저는 브론즈 대리입니다 님들 쓰고 모두들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했고 기분 좋게 게임을 이기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접속을 해보니 라이엇에서 저를 대리 이용자임이 밝혀졌다고 한 달간 정지를 시킨 것이었습니다. 저는 억울합니다. 저는 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약간 개그를 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.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제 억울함을 풀어집사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일단 잘못하신 건 맞죠. 다들 뭐 농담 드립을 친 건 맞지만 그 와중에 이런 대리 얘기를 하신 분은 본인밖에 없거든요. 그러네요. <laughs> 예. 생각해보니까 <laughs> 예. 다른 분들은 예. 우리 팀 투표 다이아라고 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이 다, 나 다이아인데 여기 온 거 아니다. 그것도 아, 아니고. 아 그리고 본캐 부캐는 또 아, 그렇지. 다르니까. 예. 그리고 저는 사실 마스터 티어다. 이것도 예. 본캐 부캐 그렇죠. 개념이고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본캐 실버인데 골드 거나 같다. 이것도 되고. 제 친구 챌린저 옆에 보고 있다. 그렇죠. 근데 혼자만 전 브론즈 대리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좀 욕심이 과하셨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. 갑자기 고해성사를 혼자서.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수한 거예요. 라이엇이 가장 좋아하는. 아 그럼요. 빼봐 정말 자수. 아니 내가 도둑질하고서 자, 경찰서 가서 저 도둑질했어요 하고 오는데 잡아야 누가 돼요. 그냥 보내줍니까? 뭐 잡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정책적으로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이게 정말 억울하신 게 이해는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아, 본인은 진짜 대리를 하시지 않았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농담식으로든 재미로든 원래 뭐 대리 얘기든 helper 얘기든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음.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장난식으로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고 예. 근데 라이엇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웃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건 자기가 네. 자기가 대리라는 게. <laughs> 예.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음. 게임사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금지돼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렇죠. 정당하게 게임하는 예. 분들에게 네. 피해가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저희 저희도 공식 리그를 중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아, 그렇죠. 행위이고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. 저희도. 아 그럼요. 예.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잘못한 네. 거예요 본인이 예, 그냥 자수를 해버렸어요 한 달 동안 예, 반성하시면서 <laughs>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예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 주시고 음. 말조심 어디 가나 그 대리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장난으로라도 말하면 안 돼요 D C X 파일